불고기 전골을 먹어보겠습니다. 불고기 전골 오랜만에 먹어보는 응? 나무고 내가 하나. 아, 불고기. 오랜만에 불고기 먹어봅니다. 불고기는 괜찮은데? 응? 응. 불고기는 괜찮대. 응. 부드럽고. 완전히 다 먹어버렸습니다. 예, 그 다음 남은 거는 비벼서.